doing cardio, he's following. Okay. The garden, huh? Have fajitas, beef, chicken, pork. Next to the uh, seafood station, butter garlic, uh, tostadas, tacos, empanadas, tortas. In the middle, tacos al pastor. 그 레스토랑 왔는데 여기는 뭐 오지? 너무 많아 오 맛있겠다 일단 첫 번째는 이걸 뭐, 뭔지 모르겠어요 세븐레븐이 아니라 이게 뭐지? 그, 그 뭐지? 샌드위치 만드는데? 그런 느낌 느낌 비슷한 샐러드 플러스 어디서부터 들어야 돼? 엄청 넓죠? 파파가도 멕시코 레스토랑인데 와 이거 진짜 넓다 밥 걱정은 안 하겠어요 제가 10시간 동안 지금 공복 상태인데 뭐부터 먹어야 되지? 요거는 또뭐 따로 뭐 못 파네 못달라 이건 아이스크림 Just one. Oh, just okay. Thank you. You're welcome. Oh, this one. This one. Thank you. 이걸 먹어. 이렇게 안 맵겠죠? 기상낙원 아... 어디로 가야지? 절로 가야겠구나 아 맞다 여기서 올라가야 되지 좋아 뭐, 뭐 있나봐 사진 어 나중에 사진 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돈을 내는 거야. 아. 근데 음. 여기 찍힌 거랑 뭐 저기 activity 찍은 거 다 가져갈 수 있어서 뭐 찾아보니까 설명이 많던데. 똑똑하다 근데 사진 저렇게 포인트를 다 집어넣고 어? 찍게 한 다음에 돈 벌어. 어 똑똑하네. 샤워실 샤워실이 좀 커요 이렇게 보면 뭐 비상그 위에 있고 account 했는데 여기 이거 드라이기 유지 수건 욕조랑 세빈이랑 욕조랑 이어졌고 여기는 침대 이 가보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침대고 이곳은 소라 소다 같은 거 있고 뭐 전화 한거 큰거 있네요 TV 선물로 이거 우리 주는 거 같은데 우리 그, 그 선물 차 이거 다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장점이죠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